2020년 8월 16일 흉가여행 34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자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조금만 좀 이 고리가 얘들아 중계방 얘들아 오늘 나 좀 좀 나좀 좀 도와주라 해. 알았지? 나 지금 중계방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좀 도와주라 알았지? 부탁 좀 할게 그때 어? 잠깐만 뭐 아닌가? 아닌가? 뭐지 잠깐만 잠깐만 저쪽에 뭐 깜빡했는데 잠깐만 어? 뭐? 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 다시 왔습니다. 누구세요? 어? 누구십니까? 누구시 누구시 잠깐만 아 푹 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세요. 잠깐만요. 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어디 계세요? 계십니까? 어? 계십니까? 혹시 어디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아! 와, 아, 아! 잠깐. 아, 땀이 그대로 흘러버리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얘들아 이거 나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나 지금 저 옆 건물도 가야 되거든? 저, 저, 죄송한데요.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갈게요. 예?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아, 어? 이전에 저 그 왔을 때 많이 화나셨죠? 많이 화나셨죠? 예, 예 저 제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조금, 조금만, 제가, 자, 잠깐만요. 조금만 화를 좀 삭히시고, 제가,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씨. 아. 아. 아. 안 되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통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포단무만 뿌리고 잠깐만요. 이거 붓을 삐려야 돼요. 어, 어, 하지 마세요. 어, 어, 못 나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지금.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지키고 있어, 지금. 앞뒤로 다, 뭐가, 둘인가, 셋인가. 어, 제발. 제발. 저 그냥 나갈게. 예, 예. 나가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저 앞에 누구야 또 앞에는 아, 앞에는 또 누구야 왜 저 나가겠습니다. 저 나갈게요. 저 나갈랍니다. 그냥 저 나갈게요.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놔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바로 뒤에를 비춰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왔거든요 이렇게 바닥 배를 바닥에 하고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저도 내 나름대로 막, 막 돌리려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런 형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학고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돼요 이 학고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건물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역건물에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의자 있죠? 큰 의자 그 무거운 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온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죠? 바로 그 역건물을 가야 되는데 어?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잠깐, 아니. 누구시, 누구세요? 아, 아, 아. 어, 어,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갑니다. 제가. 허경아 야씨! 허경아 야씨! 허경환 아저씨 허경환 아저씨 와 미쳤나 진짜 미쳤나 진짜 완전 미쳤다 여기는 여러분 여기 미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안 미친 것 같은데 여기 진짜 여기 건물 안 돼요 여러분 안될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요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얘기로 합시다.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어? 어? 이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내가 제대로 붙여줄게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죠? 분명히 말했죠? 안 하실 거라고. 안 하실 거면 냅두세요. 어? 뭔 소리지? 어? 나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봐! 안 되겠다. 따라와요. 따라와 이쪽으로 넘어와요. 야 길리슈트 너 아직 있냐? 야 와나 이제 좀 초반에 전화 쫄았는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몸으로 내 뿜뿜하네 야 너 그 기다리고 있어 야 일로 와봐 이쪽 넘어와요 다 이쪽 넘어와 나, 나, 나와 나와봐 이리 나와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숨좀 돌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숨좀 일단 숨좀 돌리고 지금까지 나 따라왔었어 누구 있어요? 예? 누구 있습니까? 누구세요? 예?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저기나못 봤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입씨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 못 봤어요 진짜 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른 아, 머리에서 피난다, 지금. 머리에서 피난다, 지금. 머리에서 피나, 지금.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피나. 아, 아, 아 씨발, 미쳐버리다, 진짜. 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여러분들 아시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망자의 기운도 좀 사그라들거나 이제 아우 재미없네 여러분들 알죠? 우리 방송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 아 이게 재미없다 이제 그만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조금 스무스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스무스해지지가 않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몸 상할 때 나가 있야겠다 아니야 관찰 관, 관카 안할까야 그냥 아 관, 카메라 세워놓고 뭐하냐 그냥 안 한다 안해아 너무 힘들다 지금 아 어차피